thank you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맥심 커피를 다 마셔가지고 제일 비슷한 맛으로 한번 사봤어요. 이거 믹스커피인데 약간 달달해가지고 맥심보다 조금 더 뭔가 커피가 진한 맛? 저는 이제 도서관 갈 거예요. 다녀올게요. 저한테 우편을 보냈더라고요. 어, 누가 찾아와가지고 저는 잘못 배를 누른 건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. 아마 그때 받은 우편 같아요. 내일은 이거 찾아오려고요. 이렇게 두 개 발라주려고요. 이렇게 발라줬고 위에다가 이제 이거 덧칠할 거예요. 이렇게 발라줬어요. 이제 마르면 위에다가 타코트 발라줄 거예요. 우체국에서 <clears throat> 가져왔어요. 한번 풀어볼게요. 아, 뜯어버렸어요. 이렇게 책 3개가 들어있는데 책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한번 그린 어 너무 이쁘다. 쿠키인가요? 쇼콜라드? <gasps> 키홀더 아이고 아 너무 귀여워 이거는 가예요 가지가 가요 이렇게 왔어요 친구가 준 열쇠고리로 바꿔줬어요 주문한 지 한 5분 됐나? 진짜 빨리 와서 너무 신기해요. 이거는 제가 주문한 땅콩 소스. 이게 햄버거 같은데? 와, 아, 짜잔. 이거 치즈버거 제가 시켰거든요. 와, 엄청 맛있게 생겼다. 양 엄청 많아. 친구가 제가 이거 누가 되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번에 같이 보내줘서요. 한번 먹어보려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어, 이거 금방 다 먹을 것 같아요.